1월 <clears throat> 19일 영상 일기 시작 일단 오늘 하루는 <laughs> 오늘 하루는 이제 트레이닝과 녹음 일정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자기 개발과 팀의 이제 새로운 모습을 위해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release 될 것들을 위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고 음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일본어 수업도 있었고 보컬 연습 그냥 개인적으로 보컬 연, 습도 있고 댄스 레슨 이제 서가대 인트로 포함해서 이제 시상 시상식인가 아무튼 보여줄 보여줘야 되는 그것도 있고 그리고 녹음 일정 근데 녹음 일정에서는 내가 따로 딱히 오늘은 녹음을 한 게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보냈는데 그냥 그런 거 같다 그냥 오늘은 뭐랄까 딱히 막 추가적인 그런 어떤 어, 촬영이나 진짜 그런 콘텐츠 엔진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일정은 없었는데 진짜 나와 내 자신과 그 엔하이픈 전체의 그런 어, 새로운 어, 것들을 릴리즈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졌고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서울 가요대전 intro에도 이제 니키랑 같이 감사하기도 니키랑 내가 intro를 하게 됐는데 진짜 이게 어, 이렇게 intro를 정말 뭔가 보여드리는 건 처음이어서 진짜 춤적으로 어떤 그 한계치를 좀 넘고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짜 연습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니키한테도 굉장히 배울 점이 많으니까 이제 인트로를 하면서 음 일단 지금은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좀 더 연습을 하면은 그래도 많은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음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습이 어쨌든 그리고 원래 알고 있던 기본 테이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정말 한참 전에 배웠다가 지금 이제 어 되게 많이 물론 무대를 퍼포밍을 하 퍼포먼스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좀 뭔가 처음으로 되짚고 가서 어좀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들도 수정을 좀 많이 거친, 거치고 있고 좀 더 수정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면은 서가대도 정말 좋은 무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아 그리고 이제 다음 앨범 녹음도 하고 있고 정말 어, 앨범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데뷔 앨범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보여드릴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나로서는 되게 그냥 진짜 그냥 내가 원래 그 하던 일들 를 진짜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여서 나한테는 뭔가 만족감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녹음하면서 되게 좀 재미있게 하고 있고 이제 뭐 퍼포먼스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엔진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도 좀 많이 즐거워서 그냥 즐겁게 하고 있는 중이고 뭐 스트레스라기보다는 뭐 스트레스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뭔가 영감이 되고 받는 오히려 좀 에너지적으로 받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 어쨌든 많은 것 같다 어쨌든 프로, 프로듀서 분들께서도 디렉팅 많이 주시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들기도 하고 갖고 그리고 오늘 이제 잠깐 비는 시간에 성훈이랑 그 게임을 했는데 게임 그 휴대폰 게임이었는데 막두 명이서 짝지어서 이제 열명 안에 사, 살아남는 게임이었는데 거의 주, 너무 좋아, 좋은 조합을 찾아가지고 거의 10연승하고 중간에 이렇게 재밌게 게임도 하고 그랬고 어, 그냥 뭐 경, 차로 이동하면서 경치도 많이 보고 달 사진도 찍었는데 되게 뭔가 손톱같이 귀여워가지고 사진 찍어서 트위터 올리기도 하고 그냥 되게 열심 열심한 그런 스케줄 안에서 뭔가 소소한 재미를 느끼는 그런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다 너무 좋다 근데 사실 내가 진짜 이렇게 좋은 게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단순한 그 스케줄들이 있으니까 뭔가 기억도 잘 나고 음,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더 떠, 지금 보니까 떠오르는 게 많아서 되게 감사한 것같다 준비하는 시간 되게 재밌었고 오늘은 그런